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 평상시에 제가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전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한홍을 보통 1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데요. 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연습 방법을 음, 살짝 정리해서 올린 적은 있긴 한데 제가 풀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한번 어, 연주 연습하는 방법을 녹음 녹화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에 할 거는 저는 평상시에 한웅을 음, 스케일하고 아르페지오를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장조하고 단조하고 해서 한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해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뭐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는 어, 아르페지오도 마찬가지로 한두 개씩 이렇게 연주를 녹음, 음, 항상 연습을 하는데요. 어, 한번올때한 가지씩 예전에는 음, 한주 단위로 한 가지씩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 해서 바로바로 바로, 어, 넘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전체는 아직 안 해봤고요. 음,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 찍어볼 거는 음, G 메이저, G 메이저하고 E 마이너 스케일 할 거고요. 아르페지오는 음, 딸림 침을 치러 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요. 딸림 실험 한 개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하고 요즘에 어 그래도 완곡을 한 쇼팽 에뛰드 10의 8인데요. 그거 어떻게 선푸는지도 가볍게 마지막 부분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제 영상이 바라며 어,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Thank you.